제시어를 한번 볼까요? 오케이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 <laughs> 믿, 믿을게. 오케이, 오케이. 믿을게, 믿을게. 아, 믿을게. 오케이, 오케이. 네. 믿을게, 믿을게. 아, 우리한테 보여줘도 되는 아. 어, 처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. 그 기본. 궁금한. 제한 시간 세볼까요? 10초. 10. 10. 9 8 7 7 6 5 4 3 2 1 오케이 죄송합니다 <laughs> 뭐예요? 뭘까요?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염들이 나 있는 고구마 같기도 하고 고구마 아니죠? 이게 뭘까요? 야채? 야채? 야채 음. 아니야? 일단 제가 좀 수습을 해, 봐야겠죠 도전! 나 여기 써 있는데? 어려워야죠. 사람이야. 사람이 아니야, 사람 아니야. 어, 대한민국 비슷해요, 비슷해요. 죄송해요, 여러분. 수습을 실패하습니다 <laughs> 이거 어렵다. 이것에 코를 만지는 정말 어려워. 죄송해요, 여러분. 좀 맞추, 맞추실 수 있게 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<laughs> 세계 세계 지도 아니요 세계 지도 아니요 대한민국요. 어 나왔어요. 맞추셨는데요? 네? 이미 맞추어요맞았어요 맞았어요. 와 제주도 제주도요. 제주도를 맞추셨습니다. 어, 군호..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제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군호 그림을 제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주도잖아요. 제주도 산. 아 제주도 위에 산 아. 있을까? 아 이거 이거 물그 아, 이거, 이거 바다 어, 바다 바다 싼. 아. 저는 이제 제주도 이게 이제 그 지도를 그려놨는데 저는 보라 도라르방 맞습니다. 버섯. 여기 내코마지마 아들란다라고 써 있는데요. 난감하네. <laughs> 도라르방입니다. 하나 더요?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일찍 맞추셔가지고 맞아요.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다. 맞아요. 아까 1호부터요? 그림 안 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아, 가볼게요 근데 저는 진짜 멀 믿을게요 우리 1호군 저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시어를 볼까요? 오, 오, 오 아,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수자 제한 시간 가자 10초 10 9, 9 8 8 7, 7 1 끝났어요. 네. 에? 네. 네. 음.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이거 뭐, 뭐 무슨 이거 저희가 제시어를 봤는데도 모를 사람들. 일단 제가 또 수습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자 어렵네요. 운동회? 운동회 아니요. 저 10초 세 주세요. 10, 9, 너무 빠르,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6, 5, 4, 3, 2, 1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최선을 어. 다했습니다. 저, 우리 어, 구호 가능하겠어요? 차이가 있어. <laughs> 가능해? 아 가능해. 자 심폐소생술 갈게요. 무대 쇼케이스 비슷합니다. 오. 정확하게 딱 맞춰주세요. 잠깐만 잠깐만. 단어를 딱 말씀해 주면 네, 될것 네, 같습니다. 네, 네. 9, 8, 7, 어? 6. 맞추셨어요. 우와우! cutie 뽀짝 강석하 <laughs> 님께서 팬미팅이라고 맞춰주셨습니다.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리는데 맞춰주시네요, 정말. 감사합니다. 친구? 잠깐만, 잠깐만. 친구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됐어. 팬미팅을 주제어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어떻게 팬미팅 같으신가요? 원래 히로가 그린 거는 여기가 관객석이고 여기가 무대였는데 진짜 반대로 <laughs> 관객석을 무대로 만들어 버리고 저희가 무대 아래서 이렇게 있네요. 마이, 네, 마이크가 이렇게 커? <laughs> 잘 보이시라고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아, 어.